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겨드랑이에 발라요. 어? <laughs> 굳이? Oh my god. 굳이? 오. 네, 안녕하세요. 기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또 돌아온 연호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번호입니다. 소개해 주시죠. 김이마입니다. 동국대학교 재학 중인 장현욱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로 23살이 된 동국대학교 재학 중인 차혜진이라고 합니다. 와. 어 근데 자기가 취한지 어떻게 알지? 그, 아 그거 하나 그것처럼 입에다 훅 부는 걸로 <laughs> 술집에서 부는 걸로 하는 네, 건가? 눈도 그 딱 넘으면 내쫓나? 그런 거 약간 도입되면 좋겠다. 삼진아웃제 해가지고 삼진아웃제 세번 네, 취하면 이제 술집 못 들어가고 블랙 블랙 그거 올라가서 싫어하는 술버 우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절대 안 달래주지 나는 사라지는 애 아. 절대 안 찾지 냅둬야 돼 아, 두 분은 아르바이트를 하시나요? 네. 네. 지금 하고 계세요?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음. 혹시 지금 최저 시급이 어떻게 돼요? 올해로 8,520원인가? 어 근데 제가 또 북한을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. 약간 학교에서 북한 관련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가지고 어, 그때 봤을 때 걔네 라면 한 봉지 가격이 막 100몇십 원? 막 그런 음. 어, 생각보다 잘 챙겨 먹는구나 싶었는데 상류층이 잘 챙겨 먹는 거 아닐까? 미국에 가좀 심한가? 그런 그 그래서 막아 걔네 막 핸드폰도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애들도 되게 많다고 그러고 그럼 걔다 허언 <laughs> 보여주기식 어, 어. 아, 아 근데 네. 월급이 3 0 원이면 좀그 라면 한 봉지 가격으로 옥수수를 진짜 많이 살 수 있더라고 근데 걔는 주식이 옥수수에 또 주식 옥수수? 응. 감자? 감자 옥수수? 근데 옥수수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나 끓일 바에는 옥수수 이만큼 사서 가족이랑 먹는다고 그치 맞지 어, 천국이다 어, 어, 어. <laughs> 어 이민? 어, 근데 먹고 싶은 거한 그릇 다 몰아먹으면 되겠다 <laughs> 엽떡? 다섯 개 다 다르고 피자? 곱창? 족발 같은 거. 어 족발 어. 좋지. 아 그러면 아, 낮잠 자는 시간. 아, 천재인데? 그 걔네 유럽 밑에 쪽 너무 더워가지고 음. 일하다 쉬라고. 어. 좀 무식해. 어 너무 좋지.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정서랑 좀안 맞을 것 같아. 왜? 우리나라 정서 살짝 외국인들이 빨리 가장 먼저 배운 말중 하나 그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인데 그 낮잠 시간 있으면 퇴근도 늦어지지 않을까. 어 근데 진짜 다 쉬면은 나도 쉬는데 나는 막 쉬는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잖아 어, 그건 싫은데? 어. 나만 쉬어야지 그럴... <laughs> 양아치 내 <laughs> 맛집 찾아가면 막 맨날 브레이크 타임이고 아 그거 너무 싫어 난 그거 진짜 좀 화나거든 그래서 약간 식당은 안 했으면 좋겠어 <laughs> 식당 남남 북녀 아 남남 북녀 강조한 거 되게 좀 북한 여자에 대한 환상 있으신가요? 아니 아니 아니 와. 한달 3천 원? 아메, 아메리카노 잘못 마시는데? 저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돼요 오늘만 해도 한 3만원에서 4만원 치는 거 같아요 와 먹는 음. 거로만? 네 그러면 한달 식비만 100만원이 넘어요 <laughs> 저는 그거 사 먹어요 요거트 네? 저는 요거트로 해장 많이 해요 맛있는 요거트 알아요? 맛있는 요거트 음, 그런 바이오 산 네, 그런 거 음. 그걸 먹으면 요... 뭔가 좀 속이 풀리더라고요 요구르트 마시는 게 폴란드에서 그렇게 해장을 많이 해요 <laughs> 아 그래요? 오 이봐 이봐 한국 사람 아니네 이거 진짜 전혀 몰랐는데 저는 주로 그러니까 이거 공감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햄버거가 진짜 아 햄버거 있나? 푸에르토리코에서는 해장을 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겨드랑이에 발라요 어? <laughs> 굳이? Oh my god. 굳이? 오 효과가 있나요? 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레몬을 먹고 음. 싶지 않겠다 레몬이 벌 같은데? 헐? 약간 취하면은 겨드랑이에 레몬을 발라야 되니까 사람들이 안 취하려고 하는 거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신호에 멈추면 사람들이 서커스를 하러 나오는데 서커스를 하러 나온다? 어떤? 어, 사람들이 갑자기 숲을 속에서 튀어나와서 서커스를 해요 묘기를 부리고 덤블링을 하고 막 키다리바 이거 신고가 걸어다니고 버스가 멈춰있는데? 그 신호등이 먼 신호등, 이니까 그러니까 신호등이 파란불이 되는 순간 옆에서 숯불 속에서 사람들이 막 나와요. 뭐 그게 돈벌이의 그런 아, 수단이고. 그럼 이제 그걸 보고서? 네, 그런 문화가 아주 약간 거기선 네, 대중적인. 네, 대중적이고 사람들 팁도 잘 줘요. 어, 그리고 기후, 기후가 일단 하루에 열 번씩 바뀝니다. 그냥 버스 타고 가면은 이쪽에서는 비가 와 엄청 청눈치고 비 오는데 조금만 가면은 해가 쨍쨍하고 그랬었 그리고 이렇게 구름이 오는 게 보여. 그 구름에서 비 내리면서 이렇게 <laughs> 구름이 이렇게 와. 어 피해야지 하고 피했다가 다시 나오는. 아그 정도로 빨리 지나 <laughs> 제가 알기로는 멕시코가 마약 거래가 되게 활발하다고 들었거든요. 마피아들이 좀 있어서 가끔 총격전이 벌어지죠. 호텔 있는데 쪽에서 한번 갔었뭐 클럽 이런 데서 갔었아 클럽에 있는데 갑자기 총을 쏘나요? 근데 저격이기 때문에 뭐 음. 뭐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그냥 저격해서 얘 죽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. 재수 없을 말긴 하지.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좀 충격이었거든요. 좋은 거 아니고요? 어 <laughs> 한국에서는 부분을 되게 되게 명확하게 짓잖아요.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다가고 저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. 근데 뭐 외국에는 누드비치 같은 것도 있잖아요. 음. 어, 멕시코에서도 누드비치니까. 아 누드비치는 없고 어, 일부 호텔 앞쪽에 새벽에 가면은 누드로 그렇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.